저희가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브이라이브를 진행 도중에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네 게임을 하죠 저희가 이제 키워드 이게 뭐라고 하죠? 금지어 게임이라고 금지어 게임 음, 김, 금지어 저희가 이거를 적고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. 멋지게 있어요 응. 음.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희 건 쓰는 건 아니고 나올 거 나머지 두 명 거를 한번 써봅시다 누구 거? 두명 성훈 제이 성훈 제이 음. 일단 제이 형부터 제이는 하는 말 되게 진짜 평상시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단 뭔가 뭔가 뭔가 아닌 아, 뭔가도 진짜 많이 하 뭔가 그 <laughs> 그런 건 너무 <laughs> 내가 내가 이렇게 내가 <laughs> 내 생각은 약간 어, 약간 절대 절대 아니야 절대 뭐가 있지 내가 할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괜찮아 내가 내가 그럼 제 있는 내가라고 잘쓴다 내가 그러면 이제 성은 성은 하 아, 뭐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 막 이러면서 어? 어? 순간 성은인 줄 알았어요 막 뭐, 아니 아니가 맞네 아니 괜찮아 진짜 아니 많이 응,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약간의 그 아니란 단어가 나, 나오면 괜찮은 거죠 그 약간의 이 걸리는 거지 물결 뭔지 알죠? 아니 디테일 아, 그 그 아니 아니 아이 그러면 이건 서훈이에요 아니 제이 제이 아니 내가 그럼 이렇게 정해져 아 근데 그걸 네. 많이 걸릴 것 같아 네, 네 그것도 아니 특히 아니 이렇게 저희가 정해를 봤는데요 다른 사람이 저희 것도 좋아할 거아요궁금하네제 예상은 형. 형. 너한테 형 하면 근데 너무 어렵잖아. 야, 형이라고 하면너 형이라고 하면 안 돼. 제이크 그냥 이렇게 금지역 게임도 재밌을 것 같아. 네. 기대 많이 하고 기대 많이 주세요. 안녕. 그러면 지금까지 엔하이픈의 유니시 지금까지 엔하이픈의 니키와 제이크와 희승이었습니다. 어. 안녕. 감사합니다. 음, 일단 정 정원이 정은 모르겠어. 근데 일단 걔는 일단 정해져 있어. 음, 음 이런 거. 향. 음. 상이라도 하고 들으세요. 이건 무조건이야. 아 맞네. 미안하다. 이건 근데 어쩔 수 없어. <laughs> 미안하다.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. 아 근데 정원이는 아 글쎄. 아, 아 근데 잘 모르겠어. 은근 그래. 얘가 좀 광범위해 이런 것들 막 그런 음 그런 것들 어쨌든 얘가 좀 중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도 괜찮을 것 같아 자, 자. 자 그럼도 되니까 자를 할까요? 음. <laughs> 네. 자 그럼 뭐뭐 자 이렇게 아니 그냥 자만? 그냥 자 일단 자 그럼 뭔가 이런 것도 다 네, 자 그럼 이제 뭐 아니면 그럼 이제 아 여러분 자자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고 네 어쨌든 저희가 좀 다 한 글자씩 이렇게 해봤는데 솔직히 한 번쯤은 할 것 같아 얘는 이거, 이거는 무조건이고 이거는 얘가 갑자기 이사해지지 않는 이는은 어, 의미 있음 아니니까 네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? 자그러면네 이러면 걸리는 거예요 <laughs> 자또 네, 그러면은 자 말을 못해 생각 많이 한다니까 음. 자 그러면 어, 저희 한번 끝나보도록 할까요? 네. 네, 오늘 브라이 정말 기대되고요 어, 네. 네. 많이 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금지어를 적을까 갑시다 이게 희승 네, 형이죠? 희승형 근데 이거 지금 들리나요? 다 들려가지고 목소리를 좀 줄여, 줄여야 돼요 음. 그거 써도 돼 약간 지금 키읔 쓰면 웃어도 그리는 건가? <laughs> 그 너무 잔인하다 아 뭐가 있지? 일단 일단 많이 아, 그 쓰자 아근딱 주도에서 시작하지 않그 얘기 안할거 같아 진딱 대답할 때 네. 네. 네. 그리고 네 로 하자 네. <laughs> 그럼 형들이 계속 질문 해줘야 돼 잠깐만 근데 애를 근데 말할 게 없잖아 저기 혼자 내 하지 그럼 그럼 한우 씨가 뭐 이런 의견 낸 건가요?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런 의견 낸 거니까 성우 씨이네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 오케이 그러면 잘 유도해 주세요 네. 네 네. 네. 이제 얘들아 얘들아 진짜 아 지금은 좀 저는 저는 저는, 맞아서 저는 일단 전전전전 전, 저는 진짜 모르겠 약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걸로 저는 저는 할 거예요. 오케이. 좀 크게. 오케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얘들아 이렇게 했습니다. 오늘 컴백 브라이브 금저 금저 게임 잘 맞춰보도록 잘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Let's go.